그죠? 저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선 일단 지금 저는 너무너무 괜찮고 완전 오히려 힘이 불끈불끈하고요. 처음에 제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막 저 스스로도 너무 놀랐었는데 그 8월 31일에 우리 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캔슬됐다는 거에 제가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마음이 계속 계속 쓰였었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에서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드디어 만나서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팬분들. 안녕. 진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저 지금 완전 괜찮아요. 감사해요, 걱정해주셔서. 진짜 걱정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8월 31일인 거 아시죠? 오늘은 8월 31일이에요 네, 오늘은 제 생일 8월 31일이랍니다 예. 저 토끼 케이크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희 회사 언니분께서 열심히 찾아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스프레이 뿌려서 이렇게 계속 갖고 있고 싶다 너무 귀엽다 원영이와 함께라면 언제나 특별한 날이야 저도요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도대체 진짜 매일같이 같이 보고 막 매일 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못 봤던 것 같은데 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저도 나름 열심히 많은 걸 준비 중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만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찾아가고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어, 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이 브이앱을 하고 있는 게 아, 너무 꿈 같고 시작하기 전에 어, 몇 번은 했을 브이앱인데 너무 뭔가 색다르고 너무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분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또 만나니까 하나도 안 떨리고 너무 좋고 아 뭔가 뭉클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아기 토끼, 대장 토끼 둘 다 생일이라고 맞아요 우리 대장 토끼 은비 언니가 생일인데 은비 언니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다시 이제 8월 31일로 돌아올게요 <laughs> 다시 8월 31일이야 지금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면 안돼 <laughs> 오늘은 8, 월 3일 그리고 저 오늘 막 옷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 딱 왔는데 이 케이크도 너무 예쁘고 막 뒤에 이런 풍선들도 너무 예뻐서 정말 그날 못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속상한 게 약간 후회될 만큼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만난 게 제일 기분이 좋지만 음 진짜 여러분들도 정말 계속 건강하고 절대 아프지 말길 제가 기도할게요. 방금도 사실 그 기도를 했어요.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원형 파워기 때문에 건강하실 거예요. <laughs> 짱 미키 미키 스펙 기다렸죠? 내가 나간다. 다들 긴장하시라고요. 음. 진짜 그리고 앞으로 함께 축하하고 기분 좋게 보낼 날들이 많다고 제가 진짜 꼭 약속할게요.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요. <gasps>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어. <laughs> 음, 어? 어? 이게 뭐죠? <gasps> 짜잔! 방금 저한테 초대장이 왔는데 해피 원형데 이것도 만들어주신 건가?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laughs> 초대장! 제가 초대장 한번 읽어볼게요. 원영이의 어쨌든 오늘도 내 생일. <laughs> 아 너무 웃겨. 맞아요. 어쨌든 오늘도 내 생일이야. 난 생일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돼. 원영이의 어쨌든 오늘도 내 생일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오늘은 8월 31일이죠. 원영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팬들과 함께 원영이를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18살 원영이의 돌잡이입니다. 어머, 저도 지금 이 초대장을 처음 전달받았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안 알려줘가지고 뭐 하는지 제가 18년이 지난 지금 돌잡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쪽지 안에 있는 미션을 제가 하면 될 것 같네요 돌잡이 나 돌잡이 때 뭐 잡았지? 저 돌잡이 때 뭐 잡았지? 쌀 잡았던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이거 뭐야 어, 뭐가 많네요 이 청진기도 있고 막 실도 있고 평면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음, 이 뿅망치로 하겠습니다. 오, 아 이게 뿅망치가 아니라 판사봉이었네요. 판사봉. 2 0 2 2년 원영이의 판결은 원영이의 선택문답.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뽑으면 돼요? 뽑아볼게요. 이거 저는 핑크잖아. 이 느낌이 좀 좋은데? 어, 2021, 2021년 원영이가 내린 판결은 전화 월 문자 저는 음, 저는 문자로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전화로 하면 진짜 중요한 얘기만 전화로 하는 것 같고 대부분은 문자로 하는 것 같아요 한 3개만 더 뽑아 둘다저 그러니까 잠이랑 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음 아, 어렵다 저는 일주일 밤새게 할게요 차라리 맛있는 걸 먹으면서 졸음을 이기지 밥을 못 먹고 뭘 할 수 있는 건 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막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된단 말이죠 <laughs> 감사해요 어. 마지막 오 갑자기 뭔가 좀 솔깃한 10억 10억 <laughs> 받고 스마트폰 없이 살기 10만원 받고 스마트폰 하고 살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거는 조금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하실 건가요? 음... 10만원도 있고 10억도 있고 딱 반반인 것 같은데 저는 저는 10만 원 받고 스마트폰 하고 살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브이앱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도 해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아요. 인스타도 올려야 되고 <laughs> 안 되겠어요. 10만 원만 겟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사실 제가 원래 꿈 장래희망 어렸을 때 장래희망 중 하나가 변호사였는데 이렇게 판사를 대신해 보네요 당신을 저의 팬으로 임명합니다. <laughs> 놀랐어요 앞에서.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 브이앱 하고 있는 게 너무 꿈만 같아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보고 싶었어요. 아, 다음 거 빨리 해볼게요. 음.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제가 한번 의사가 돼봐서 이거는 뭐냐면요 어, 귀안 걸리네 청진기 원영이를 관찰해보자 원영이의 자가진단 테스트 예! 뭔가 이거 우리 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다렸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MBTI도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슷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음, 여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뭘 할 거냐면요. 여기 두 개가 있는데 해리포터랑 디즈니가 있는데 전 디즈니 공주를 좋아하니까 디즈니를 해볼게요. 과연 내가 무슨 공주일까? 제가 무슨 공주일 것 같나요? <laughs> 당신이 어떤 공주인지 얼른 알아보세요. 테스트 시작! 자, 연회에 참가할 때 당신의 선택은 Chinese 복고 드레스, 유럽식 궁전 드레스, 독특한 스타일의 드레스. 전 연회니까 제가 제일 튀어야 되고 우리 팬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셔야 되니까 유럽식 궁전 드레스로 입고 갈게요. 멀리서도 이렇게 뚠뚠 이렇게 걸어올 수 있게. 음, 이게 너무 옆에 있어. 예술로 생계를 꾸리는 가수를 볼 때 당신의 상, 생각은? 살기 위해 음반을 파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화이팅! 음. <laughs> 노래 실력이 출중합니다. 노래는 나보다 더 못 부르는 것입니다. 예술로 생계를 꾸리는 아 그는 왜 여기서 노래를 부를까요?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란 한번 음 저는 음, 노래 실력이 출중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연애니까 여행을 할, 여행을 할때 저는 음,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싶어요. 번화한 거리에서 한 낯선 남자가 초조하고 조급해하며 당신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아, 너무 무서운데요? 저 이런 거 진짜 낯선 사람 저 너무 무서워하는데 저 도망갈 것 같은데 어... 사기꾼이면 어떻게 하죠? 역시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안 빌려줄게요. 죄송해요. <laughs> 어, 좀 공중전 하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편이 된다면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것은 피겨스케이팅, 승마, 골프. 저는 음, 피겨를 어릴 때 잠깐 배워보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서 저는 승마 하고 싶어요. 승마. 재밌을 것 같아. 말이랑 같이 이렇게 말 먹이도 주고. 엥? 말 먹이 주고 싶은 건가? <laughs> 보기 중 어떤 일이 당신에게 가장 쉬운가요? 길거리에서 아무 1 0명에게 연락처 묻기 너무 어려워요 저 나 조금 가려서 이런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루 12시간 이상 일 공부 다이어트 3개월 동안 고칼로리 음식 먹지 않기 저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 공부하기가 가장 쉬워요 한 길거리 <laughs> 고양이가 당신을 향해 계속 아 이거 되게 기네요 <laughs> 야옹야옹 옵니다 이때 당신의 선택은 음 저는 불쌍한 고양이에게 먹을 수 있는 거 사다 줄 것 같아요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떨 때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는 우아한 환경의 고급 레스토랑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얼마나 자주 가족과 이야기합니다 어? 저 방금 전에도 엄마랑 얘기하고 왔는데 자 내일 <laughs> 추운 겨울밤 한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노점을 버리고 계십니다 이때 당신의 생각은 어, 너무 도와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녀의 사업을 돕습니다. 할머니를 얼른 집에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있게 있고 어... 아 그리고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말,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전 말 먼저 해드릴 것 같아요. 말해 중한 가지 당신의 선택 내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기 나의 진실한 사랑을 만나 평생 함께하기 세계 일주하며 풍경 맛보기 세계 평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기 좋은 일로 성공해 볼게요. <laughs>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불리길 원하십니까? 저는 음? 아민 음, 음, 음. 어, 나 눈이 많이 나빠졌네? <laughs> 안 보여 아, 아, 네. 저는 근데 본명이 장원영이기도 하고 활동명도 원영이긴 한데 저 제가 별명도 있잖아요. 뭐 토끼라든지 원영 막내라든지 근데 전 본명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영 그리고 원영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팬분들을 볼 때마다 막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고 음, 제 이름이 너무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불러주실 때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으로 당신이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당신 근데 가장 소중한 물건이랑 가지고 싶은 물건 다 가질 수는 없겠죠? <laughs> 근데 소중한 물건이 우리 팬분들이라 생각하면 절대 바꾸지 않죠 바꾸지 않습니다 태양, 달, 별 중 어느 것이 당신의 수호자가 되길 바라십니까? 음... 아, 다 너무 좋은데? 어... 저는 저는 뭔가 낮이 저는 햇빛 쨍쨍한 거 좋아하거든요 막 날씨 흐린 거 안 좋아하고 막비 오는 날 너무 싫고 해서 태양이 절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gasps> 지금 제가 나왔어요 무슨 공주인지 근데 너무 이거 진짜 운명인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주거든요 뭘 것 같으신가요? 하나 둘셋 따라란 백설공주세요 근데 뭔가 어, 머리도 흑발이고 머리 위에 이 지금 제 리본도 있고 뭔가 진짜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닮았다고 해주세요 <laughs> 백설공주래요 뭔지 읽어볼까요? 당신은 벌써 첫 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순수하고 선량하며 온화하고 다정하며 발랄합니다 너무 좋아요 맞죠? 저 되게 다정하고 발랄하고 당신의 너그러움과 당신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요. 또한 당신은 뛰어난 회복력과 어, 어, 뛰어난 회복력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건강해요. <laughs> 뛰어난 회복력과 정신력으로 역경을 극복합니다. 맞아요. 저 멘탈 좋아요. <laughs>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의 백마탄 완자님을 <laughs>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백마타 안자님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네. 아, 네. 어, 근데 백설공주라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백설공주? 백설령, 백설공주령. 근데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명도 맞는 것 같아요. 막 회복력, 전식력으로 역경을 이겨낸다. 순수하고 발랄하다. 너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맞죠? <laughs> 맞아 맞아요 <gasps>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그죠? 인정하신대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오케이 <gasps> 맞아 맞아 어 근데 지금 댓글로 원영이와 함께라면 언제나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엄청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이거 댓글 이벤트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답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음, 저도 우리 팬분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일 투성이에요. 음, 이게 제 답장이에요. <gasps> 진짜 감사해요. 댓글도 이제서야 봤는데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원양 the prettiest princess. Thank you. <laughs> 앞으로 저는 백설공주로 살아볼게요 귀요미 귀요미 왜 어, 이렇게 애기 애기 이런 게 많지? 잠시만요 지금 돌잡이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자 돌잡이 마지막에 뭘 뽑을까? 마이크 있고 연필 있고 돈이 있는데 음, 저는 돈으로 <laughs> 해보겠습니다. 띵띵. 뭐라 써있을까요? 음. <gasps> 이 돈에 관련된 거였네요. 최근 가장 성공한 소비와 실패한 소비는? 음, 제가 요즘 뭘 샀지? 뭘 상, 음, 아, 최근 가장 성공한 소비는 날씨가 약간 이제 여름이 끝나가잖아요. 내 사랑 여름이 끝나간다는 게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좀 쌀쌀한 날씨가 되는 것 같길래 요번에 그 발토시라 하나? 발 워머를 샀어요. 그래서 여름에 예쁘게 뭐 양말 위에다가 이렇게 신어도 되고 신발이랑도 매치해서 신으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아서 완전 제 감성이라 완전 키치한 거를 샀어요. 조만간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머 너무 마음에 들었고 반대로 가장 실패한 소비는 실패한 소비가 뭐가 있을까? 아! 제가 이게 또 완전 찬바람이 슬슬 불길래 또 겨울하면 고구마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구마를 진짜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흰 우유를 좋아해서 같이 먹는 걸 정말 너무 좋아해요 흰 우유에 이렇게 찍어도 먹고 이렇게 담가도 먹고 이렇게 막 하는데 혼자 <laughs> 어, 먹고 싶네요 근데 아니 어쨌든 이게 진짜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고구마한테 실수를 한 게 그게 막 막 이렇게 떴는데 막 당도 높고 크리미한 고구마 막 이렇게 절막 유혹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눌러서 특 사이즈가 있고 한입 사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큰 고구마 특 사이즈를 선택하고 딱 시켰는데 어제 딱 배송이 왔거든요 근데 딱 했는데 이 고구마는 뭔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우유랑 이렇게 먹고 싶어서 산 건데 요만한 게 와가지고 제가 이게 뭐야? 하고 문의를 했는데 잘못 보내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이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완전 실패한 소비예요 지금도 지금 거실에 어 진짜 얼마 진짜 얼마 났냐면 음, 이거 그것만큼 작은 게 없어요 여기 아 요렇게 아이고 양초가 떨어졌는데 진짜 요렇 요만한 고구마가 와가지고 음, 너무 슬퍼요 난 큰 고구마가 먹고 싶었는데 말이지 <laughs> 다시 진짜 겨울이 되면 제가 성공해 볼게요 진짜 맛있는 고구마를 그때 다시 시켜야겠어 아무튼 그래서 어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들뜬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렸거든요 들뜬 마음으로 막 책등 이러는데 고구마! 이랬는데 이게 뭐야 완전 애기가 애기 고구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맛있게 먹어야죠 <laughs> 애기 고구마 그것은 뭐예요? 아, 아, 어. 아, 또 새로운 게 남아있었구나.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장원영배 지적대회 부제 미션 장원영을 웃겨라 어려울 텐데 저 진짜 안 웃기면 안 웃을 거예요 주전 말렙 슈퍼아이돌 원영이를 웃겨라 원영이를 사랑하는 팬들이 직접 보내준 글들을 진심을 가득 담아 읽어주세요 규칙 1. 주저문에있다가 웃음을 못 찾으면 참으면 실패 실패 부조가 울릴 때마다 얼굴에 스티커 하나씩 붙이기 종료 셀카 업로드 약속 <gasps> 잠시만요 이거 제가 안 웃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음, 제 얼굴에 스티커 하나도 안 붙일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보겠어요 제가 <laughs> 이 스마일 스티커 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전에 엄청 많이 써주신 거죠 감사해요 근데 <laughs> 지금 벌써부터 이 댓글창에다가 엄청 열심히 하고 해주시는데 시켜줘 원영이 명예소방관 <laughs> 여기다가도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자아 근데 아가 고구마를 아기가 먹는 저는 아빠 고구마를 먹고 싶었다고요 <laughs> 자. 자. 어? 네. 맞아요. 저도 좀 멀다고 생각했어요. 안녕. 가까이 보이시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주, 주접 댓글을 읽어볼게요. 어, 스와이프 해가지고 사진.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아 이거는 저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근데 웃으면 안 되잖아 잠시만 네 운영아 어? <laughs> 아 잠시만 입꼬리 정확하게 올라가면 치셔야죠 언니 너무해 너무 너무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완전 단호박이신데 잠시만 일단 머리에다 붙이고 원영아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원영 언니 언니는 왜 언니가 아니야? 아 숨 안 쉬어져 진짜 원영아 사람 돌아 진짜 심지어 돌아도 아니고 돌어야 사람 돌어 <laughs> 진짜 예뻐 오케이 진짜 너무 예쁘다 원영아 원영 이응아 뭐야? 진... 아 근데 자시만 타임 앞에서 웃으시 <laughs> 앞에서 웃으시면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나 웃음 진짜 힘든데 아 이거는 무효로 해주신대요 자 다시 뭐 하다가 장원영이 곧 법이다 장원영이 곧 내 성적이다 엥 서울대를 갔어요 사람 살려 진짜 원영아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영아 네 이렇게 전혀 무사하지 않게 1번을 넘겼고요 근데 이분은 진짜 너무 누구신지 궁금해요 앵서갓이라고 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막 사인회나 그런 데에서 진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약간 예능 작가님 해주시면 안 되나? 어, 너무 그 프로그램 제가 꼭 볼 것 같아요 <laughs> 자 두 번째 하트 하트 나 수영할 줄 알아? 원영 아니요 나 그럼 공부해야겠다 원영 왜? 나 우리 곧 사랑에 빠지니까 이 정도는 뭐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멘트여서 완전 괜찮아요 우리 사랑에 빠지니까 응 완전 괜찮아요 3번 원영 요즘 몸이 무겁다고 느끼지 않아? 전세계 예쁨이란 예쁨은 다 짊어지잖아 어 이거는 웃기다기보다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전세계 예쁨이라 치고 제가 짊어볼게요 아, 너무 무거워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4번 어, 장원영 당신 왜 매일 미모 기록 경신하지? 과거의 나를 이기는 것도 매일의 목표 뭐 그런 거야? 월화수목 금토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이쁘면 어떡해? 야간수당 <laughs> 주유수당 아, <laughs> 아 야간수당 주유수당에서 좀만 참을걸 아, 근데 이런 멘트를 어떻게 생각해내시는 거지 진짜 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 하고 계세요? <laughs> 너무 궁금해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야가수당 주유상은 받고 일하냐고 원영이 미모 저는 그런 거 안 받고 여러분들이랑 브이앱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히 행복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걸 5번 세상에서 제일 곤란한 질문 1위 장원영의 어떤 점이 제일 좋은지 책에서 제일 고, 좋은 글자 하나만 고르라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고르라는 건지 참나 맞아요. 그럴 때는 답으로 모든 뭐 것 이렇게 세 글자만 쓰시면 된답니다. 모든 뭐 것 <laughs> 됐죠? 어, 좋았어. 6번 원영아 내 일주일은 6일이야. 원영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서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사랑할게. 생일 축하해 영원한 원영. <gasps> 감사해요. 이 영원한 원영하니까 생각나는데 제 인스타 아이디도 포에버 영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뭔가 for every young도 되는 거예요. 모든 젊은 젊음들에게. 그래서 그거 보고 나 진짜 잘 지었다 <laughs> 싶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운영아 괜찮아? 다리 다쳤으면서 leg end 하고 이게 레전드 <gasps>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 근데 이해가 안 돼. 맞는데 아, 음, 음. <laughs> 웃지 말아주세요. 웃지 말아주세요. <laughs> 자, 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8번. 운영 그거 알아? 이제 가나다라 마바로 바뀌었대. 내 사랑 다 너한테 줬으니까. 음, 나도 똑같아. 내 사랑 다 너한테 줬으니까. <laughs> 아 근데 이거 약간 웃긴 것도 있는데 웃긴 것보다는 너무 고맙 귀여운 것들이 더 많네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별이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너의 눈을 본 적이 없을 거야 너의 눈은 별보다 100배나 예쁘기 때문이야 하고 밑에 이거 중국어 어, 중국어로 써주셔서 번역을 해주셨는데 어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저의 눈은 별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별이에요. 어, 근데 <laughs> 아 깜짝이야 이거 되게 다음 게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야 장원영 너 꼰대 꽃다 들켰어. 내 꼰대. <laughs> 너네도 내 꼰대. 어?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아 왜요? 저는 웃어드리고 싶은데 팬분들한테. <laughs> 지금 이렇게 웃는 것도 안 돼요? 응 어떡해 그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 너무 나빴지 않아요? 저 지금 웃고 싶은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너무 신났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걸 붙이고 웃겠어 나 이걸 마구마구 붙이겠어 자 다음 내 친구들은 구스다운 패딩 입는데 할미들은 무슨 패딩 입는지 알아? 구스다운 패딩이어서 할미들은 장원영 아름대학 <laughs> 이걸 어떻게 안 웃어요? 어떻게 나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 무슨 다운? 아 우리 할미들 내 거 다운 저 잘했죠? 어, 제가 약간 주적 그거 소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진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자 하, 오늘 원영이 진짜 신일류 조물주의 걸작 다리는 8억 광년 얼굴은 3나노미터? 그게 얼마나 그, 그 정도인지도 모르겠어요 3나노미터? 근데 합쳐놓으면 1cm인 초특급 귀요미 깜찍이 뭔 소리야 싶은데 사진 한번 보면 전 세계가 고독을, 고개를 끄덕일 그런 사람 뜨거운 아 <laughs> 이게 이 읽어도 읽어도 안 끝나니까 웃기네 이 12번 웃기네요 뜨거운 아의 노차 이거 아직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안 끝났어요. 뜨거운 아에 암에 녹차 빠진 그린티, 우유 뺀 카페라테 같은 사람. 진짜 이거 쓴 사람도 정말 어마무시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난 이제 잠시만 진시황까지 나왔어요. 잠시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이제 진시황이 왜 그렇게 불로장생에 집착했는지 알 것 같아. 2000년 뒤에 태어날 짱은행이 보고 싶어서였겠지. 진짜 진수왕님 어디 계세요? 절 보았어야 되는데 <laughs> 아 근데 끝나고 웃는 거 괜찮죠? 네 <laughs> 근데 왜 주저앉으셨지? <laughs> 근데 아, 제가 여기서 찔 웃음을 잘 참나 봐요 아, 저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웃음 참아보세요 이거 보면서 지금부터 같이 하자 같이 자 시작 원영아 세상에는 세 가지의 금이 있어 짭짤한 짭짤한 간을 해주는 소금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원영과 함께하는 지금 음 감사해요 저도 이 마지막 금 소금 황금 중에 지금이 제일 제일이죠 지금 저와 함께하는 지금 기억해주세요 어, 어, 우와! 어, 마지막은 너무 반가운 제 사랑이 있네요, my love. 자, 이니스프리에서 어, 이거 왜 몰랐지, 나? 장. 뭔가? 하고 여기 조정문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장원영 이렇게 칠 때 치는 표시라고 연관검색으로 뜨는 게 장원영, 장원영 미모, 장원영 때문에 전쟁남, 사랑스러워, 장원 <laughs> 아 근데 어떻게 웃긴데 장원 영스프리 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음 감사해요 이니스프리 I love you 그렇게 이니스프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무 험난했던 장원영배 주접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웃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에 저랑 한 판 더 대결해 봅시다. 인정합니다, 당신을. 어, 단호박으로. <laughs>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아서 못 뽑힌 거지 여러분들의 주접이 절대 부족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를 제 어, 주접인들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우리 이니스프리도 너무 고마워요. 다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좋다 좋다. 용스프리, 운영스프리 우리 곧 또 만나요 같이. 언니는 읽느라 고생했네 유유 그러니까 웃음 참느라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접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음. <laughs> 아니 주접글이 이렇게 잘 읽을 줄이야 그래 생각보다 잘 읽는 것 치고는 붙인 스티커가 너무 많네요 원영이 <laughs>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근데 저도 정말 <clears throat> 오늘 이전까지 이게 오, 못 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뭔가 일어날 때마다 아 진짜 팬분들한테는 이젠 진짜 찾아가고 뵙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이 생각을 너무너무 진실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브이앱으로 만나고 있지만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만나 뵙고 더 가까이서 인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 오늘 뵐 수 있어서 저 너무 두근두근하고 어제 사실 너무 설레서 잠도 약간 설쳤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날들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근데 갑자기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말했고 다시 댓글 읽어볼게요. 어, 어 잠깐만요. 음, 네. 사랑하는 원영아, 카메라 보고 핫한 하만 해주라. 하트 어떻게 하면 예쁘게 했다고 소문이 날까? 음, 이 머리띠라고 치고 I love you 핫뚜 <laughs> 핫뚜 <clears throat> 아니 고구마 얘기 그만하세요 저 자꾸 진짜 마음 속상해질라 그래요 그 애기 고구마 때문에 <laughs> 전 엄마 고구마가 먹고 싶었는데 자 보자 보자 보자 <laughs> 그 닉네임이 아 이거 닉네임 말해도 되겠지? 짱와드리야 <laughs> 당신 말하는 거 맞아요 <laughs> 어. 이거 번역 돌린 것 같은데 너무 웃겨 긴다리 토끼는 내가 시험이 순조롭기를 추구할수 있습니까? 긴다리 토끼가 저겠죠? 네. 긴다리 토끼가 시험을 응원해달라는 온것 같은데 네 그럼요 시험 완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화이팅 응원 응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났지만 앞으로는 음 왠지 아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주 1회는 꼭 만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주 1회 어, 되게 어, 또 핫한 뭔가 금요일? 금요일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근두근 여러분들 만나는 게 이렇게 다시금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날들인 것 같아요 너무 못 만나고 막 계속 일들이 있고 하니까 저도 뭔가 되게 진짜 속상했었단 말이에요 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렸을 팬분들인데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쓰였는데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 지금 너무 괜찮고 여러분들이 향한 마음은 제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변치 않았죠? 엄청 많이 엄청 빨라 음, 음 그죠 금요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금요일이 마음에 들어요 네. 수고했어 원영아 몸 조심해 우리 보고 싶다 생일 축하해 그러니까요 이 우리 보고 싶다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이 브이앱도 이렇게 간만에 해서 이렇게 좋은데 우리 팬분들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더 좋을지 이제 뭔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뭔가 요즘 들어 뭔가 당연한 거에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 너무 보고 싶네요, 진짜. 오늘 제일 많이 한 말이 보고 싶다는 것 같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꼭꼭 본방사수 매주 할게. 어? 뭘, 뭘 본방사수 한다는 거죠? I miss you Me too 원영이와 함께라면 언제나 특별한 날이야 이 해시, 해시태그라고 나이 문구가 그건 것 같아요 어 너무 감사해요 음. 아무튼 어, 진짜 댓글들이 너무 막 하트 천지여서 보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고 그 하트 이모티콘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어떻게 아시고 자꾸 써주시는 거예요 그 하트에 별 반짝반짝 빛나는 거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엄청 많아서 음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제 어쨌든 오늘도 내 생일이야 파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신사 성녀분들 재밌으셨나요? 제 파티 어땠나요? 어, 이렇게 만족을 하니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가 떨려서 지금 약간 막 고구마, 주저 막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잘 말한 거 맞겠죠? 뭔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냥 신나서 여러분들 보고 싶단 말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이 V앱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지금도 열심히 많은 거 준비 중이니까 우리 앞으로 더 더 자주 만날 거예요.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이에요. 오늘 어, 이거 끝나고 또 돌려보기 돌려보기 또 하고 근데 잠은 너무 늦게 자지 마시고요. 어, 어떻게 헤어지기 싫다. 그렇지만 어, 하트를 많이 보내주세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우리는 좋은 날들만 있을 거예요 안녕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아, 오늘도 와주셔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8월 31일 종료